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하이라이스를 해보겠습니다 시판하는 하이라이스 가루인데요 한 봉지 작은 게 100g 이거든요 그 한 봉지의 절반인 50g만 준비했습니다 케첩 한 스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돼지고기는 150g 한 줌 정도 쓰겠습니다. 양파, 호박 다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감자 중간 사이즈 한 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좀 작은 거라서 3개 했고요. 100g입니다. 양파도 한 100g 정도 전부 다 이렇게 조금씩 준비하시면 돼요. 감자를 지금 저는 고기 사이즈만큼 썰어주겠습니다. 고기가 지금 한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양파는 작은 거 한 개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 다 됐습니다. 식용유 조금 한 스푼 정도 넣어주고요. 잠시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이렇게 사라져 익어가지고 절로 갔거든요. 후춧가루 약간 넣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물을 넣어줄게요. 고기가 잠길 만큼 넣어줍니다. 물을. 감자와 당근도 같이 넣어서 익혀줍니다. 감자만 익혀주면 됩니다. 불을좀낮춰주겠습니다 감자가 익을 동안 물이 너무 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을 낮춰서 그냥 끓여줄게요 일회용 장갑에다가 참기름을 살짝 발랐습니다 김이거든요. 어, 삼각김밥 김 사놓은 거고요. 이거를 눈, 코, 입을 오려서 캐릭터입니다. 여기다 캐릭터를 안 해주셔도 되지만 또 해주실 수 있으면 이 캐릭터 해주시면 아이들이 또 좋아하거든요. 찍으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 눈, 입 다 나왔습니다. 이걸로 붙이면 되고요. 아니면 가위로 그냥 동그랗게 잘라서 붙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감자와 고기가 다 있는 동안에 물이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 더 채워 주겠습니다 종이컵 3컵 정도의 물입니다 호박을 넣고 자, 호박은 색깔 때문에 늦게 넣었거든요 이거는 조금만 익혀주겠습니다 불을 좀 세게 하고요 호박은 들어가서 한 2분만 익히면 됩니다 하이라이스 가루를 넣어야 되거든요 요즘은 이런 가립 상태로 돼 있어서 넣기 좋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양을 하실 때는 그래도 물에 깨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작은 양을 하실 때는 이렇게 살살 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가립이라서 잘 풀어집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풀어주면서 하시면 돼요 덩어리가 뭉치지 않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농도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왜 카레라이스 농도 있죠 예, 그 정도 되면 농도가 딱 맞고 좋은 거고요 너무 빡빡하다 싶으면 물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물을 너무 많이 잡으시면 안 됩니다. 케찹을 한 스푼 케찹은 약간 밍밍할 수 있는 하이라이스에 약간 새콤한 맛을 주는 겁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돈가스 소스 대용으로 진짜 좋은 거거든요. 여기다가 돈가스 해서 또 드셔도 더 맛있습니다. 저렇게 하이라이스 다 됐습니다. 장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